야, 남자 소리 한 번만 내봐. 이, 이게 이게 남자 소리인데. 그 억지로라도 그 남자 소리 있잖아. 어, 형. 어, 이제좀 소년 같네. 아,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배에 힘을 많이 줘야 돼. 그너 어. 편한 대로. 네, 오빠. 아, 아무리 변상기라지만 <coughs> 진짜 여자 같다. 와. 아. 좋아요와 구독. 찍어주세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? 경님이 찍어주세요 따라갈게요 여기 짤파 어때요? 좋아요 배그 잘해요? 사진 아니 네? 제가 <laughs> 오다 따를게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잘한다는 말을 오다 해주세요 네. 초딩은 형들한테 뭐라고 남자예요? 네 목소리 되게 여자 같다 아직 변성기 아직 안 와가지고 여자라도 믿겠다 네, 여자인 척 좀 해볼까요? 어 진짜 딴방 가서 여자인 척 해도 믿겠는데? 안녕하세요. 몇 살? 어, 진짜 똑같다. 그럼 여자 버전으로 <laughs> 게임 해드릴까요? 근데 네, 몇 살이에요 그럼? 저요? 중3이요. 음. <laughs> 우리 팀 찍은데 털고 케이브 오면은 케이브 닦으러 갈게요. 네. <laughs> 아 소름 돋네. 살이에요? 목소리 들었을 때몇살 같아? 29? 거짓말 왜? 그럼 21살? 목소리만 딱 들었는데도 소름이다 맞췄네 어떻게 딱 한 번에 20, 29이요? 응 신기하네 어떻게 맞췄지? 그냥 많이 불러보 목소리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나 아, 그냥 많이 부른 건데 말초 때 말초가 아니 아닌데 그냥 29 같아요 아 근데 너 진짜 목소리 짱이다 감사합니다. 여자 목소리 같이 내지 말아볼래? 네요. 좀더 하이난 쪽으로 짤파 돌자. 네 오빠. 빨려 빨려. 주접사고 있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저분 모쏠이 의심되는데 물어봐주세요 아, 그런 거는 아, 형 여자친구 있어요? 아? 여자친구 없어. 있어요. 계속 없었어요? 계속 계속? 계속이 언제부터인데? 태어날 때부터 <laughs> 딱 목소리 들었을 때 어때? 모쏠 같아 오야 어, 잠 에이 어, 모쏠 예. 같다고? 어, 도대체 이- 어딜 봐서? 그냥 느낌이? 어나 나 아는 사람이니? 예술음이네 아너 무섭다 그럼 제가 그냥 여자 버전으로 할까요? 아니 그게 더 짜증나 이거 능선에 있거든? 아직 안... 잠시만 나 요... 네. 요진만 털게 나 네. 도트가 네. 없어가지고 아 도트가 없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어 잡았어요 형 제가 잡았어요 바사? 바사 오케이 nice nice 뒤에 집 털까? 파밍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뒤에 말이 없어서 음내 네, 오빠 아너 하지마 왜 그래 되게 잘하지 않아요? 똑같아 진짜 소름이야 야 남자 소리 한 번만 내봐 이, 이게 이게 남자 소리인데 그 억지로라도 그 남자 소리 있잖아 어형어 이제좀 소년 같네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배에 힘을 많이 줘야 돼 그래 너 편한 대로 네 오빠 아 아무리 변상기라지만 <clears throat> 진짜 여자 같다 아형 솔직히 설레죠 오빠 아니 오빠 뭐 여자랑 얘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뭘 설레 오빠 오빠 사랑해 아씨 엄마 지금 오빠 나랑 사귈래? 중에 오빠 너 멋있어 니 어, 알아 아는데 그건 안돼 13살짜리가 오빠 너무 무서워 너 정체가 뭐야 너 여잔지? 아닌데요 어,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냐 <laughs> 이제 나왔어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떠니? 뭐? 이제 여자 목소리 내도 별로 의심을 안 한다 그치? 니분 되게 착한 것 같아 많다 어? 아까 우리가 있던 데도 있나봐요 2번 아, 좀 봐줄래? 내가 밑에 보고 있을 테니까 내봐 2번 내려온다 2번 내려온다 여기까지 왔어요 1번까지 와 겁나 아깝네 이제 양복 바뀌는데네 우리 자기장 밑에... 괜찮아서 아 밑에 야 내가 이거 처리할 처리할게 기다려봐 어 이거 이번은 끝났다. 이번 제가 잡았어요 형. 보인다. 야야야한명 nice W방 W방 W 확인. 우리 가만히 있자 여기. 아, 아 밑에 있다 씨 <laughs> 밑에 돌 거기. 잠겼다어 밑에 뒤진 것 같은데? 우리 빼고 네 명. 2번에서 쏜거 울터핑하고 앞에 돌까지 붙어야 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발소리 줄여 발소리 줄여 뭐야? 누가 깠어 이거 뭐야? 아 나 아니야 내 앞에 내 앞에 나 천천히 와. 일로 와. 어. 나 완전 괜찮아. 지금 완전 괜찮아졌어. 우리 밑에 있거든? 수류탄 수류탄 오빠 수류탄 아 씨발 너 살린다 생각하지 마 연막 까봐 어, 왜 죽었어 nice. 할 수 있어 엎드려 양동이 두 명인가? 왼쪽에 한 명 있거든? 브락, 아, 왼쪽, 왼쪽 잡은 거 내가 잡았는데? 한 명은 어딨지? 아 씨발 그 서있으면 이런 씨 안돼? 이런 한 명 어디 있는 거야? 양룡이 둘이 집에 돌 거야 오케이 파이팅! 싸워라 뻐개 뻐개 뻐개 싸워라 양룡이 하나 하나 아니야? 아, 두명 어? 타고 있는 건가? 그럼 집 쪽에 두 명인가? 버텨? 거리뿐 두 명이네 한명 비밀 됐다 됐다 됐다 할 수 있다 와 오빠 우리 새끼 먹었어 Nice. Nice. 이걸 먹네 아 오빠 초대할게 되게 매너가 너거 좋으니까 너무 재밌다. 아 이걸 먹네. 어. 오빠는 아, 아주 나이스. 와개 멋있었다. 야, 잘하네. 그치? 13살짜리가. 그치. 어 아직도 가슴 뛰어. 아, 가슴이 뛰어? 아, 근데 아 때문에? 아니, 소리를 너무 짙어가지고 옆에 존나 눈치 보이네. 아 PC방. PC방에서 혼자 와 있거든 나. 근데 나 13살 아닌데. 뭐야? 16살인데. 살이라며. 중3인데 중3. 아까 중3이라 어떤지 13살이나 16살이나 29살이나 33살이나 33살은 좀아 너무 세게 아, 너무 세게 맞았어 <laughs> 이번에 너가 그걸 굳이 그걸 굳이 나 갑자기 하다가 컴퓨터 끄고 잘 갈 수도 있다 오케이 아, 알았어 아 이거 이거 좋아하는 스크스 여기 오빠 오빠 여기 스크스 미쳤네. 아, 나 어느 순간 진짜 여자라고 느끼면서 게임하고 있어. 아, <laughs> 소름이다. 아, 왜 네, 그럼 계속 그렇게 해줄게. 재밌지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제발. 야, 너 BJ도 되겠다. 그 목소리로. 어떻게? 여자인 척을 하는 거지. 근데 그거 하다가 변성기 오면 어떡해? 음, 그러네. 아, 근데 너는 대박이다, 목소리. 웬만큼, 웬만하면은 약간 남자 느낌 나잖아. 음. 아, 너는 1도 안 칭찬인 건가? 너 남친 있으면 잘해주겠다 남친 나 난 여자친구 생겨야 되는데 안 속네? 나를 속이려고 형 이쯤 되면 눈치 좀 날... 채줘라 제발. 아니야 지금 살짝 해라 약간 아리까리해서 날 떠봤어 지금 음. 오빠 일로 와봐 너 어딨어? 뭐야? 어떻게 어떻게 봤어? <laughs> 어떻게 갔냐? 나 이거 저번에 누구한테 배웠었는데 아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여기서 어?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? 파쿠르 한 다음에 아 그러니까 그,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저번에 BJ가 알려줬었거든? 태오밀님 촉 나는 어, 이거 그프님이 사람이... 알려줬어 나는 걸프님 만났었는데 걸프님이 알려줬어 걸프님 누군지 알아? 걸뽀? 응 알지 나 아프리카로 배그 많이 보거든 음... 형 골프님 이쁘지 않아? 골프? 모르겠다 여자는 근데 다 캔빨이라 아는 것 같은데? 알고 있는 것 같아 오나뭐 잘못 샀어 형 빨리 와 숨어 숨어 숨어 K 곰탱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만나서 고백으로 혼내주자 <laughs> 뭔 소리야 <laughs> 고백으로 어떻게 혼내줘 어 근데 너 걸포랑 걸포 그분이랑 되게 목소리가 비슷하긴 하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? 들어봤어. 그래서 그분 만났을 때 그분도 되게 신기했어. 나도 방, 방송해볼까 오빠? 여자인 척하고? 아 진짜 잘 될 것 같은데? 진짜? 그럼 이거 유튜브 써도 돼? 지금 같이 한 거? 응 음... 어? BJ가 아닌데 유튜브를 어떻게 써? 어, 내일부터 하면 되지 마루님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 <laughs> 리액션 실수로 새나간 척 하기 우후. 제발. 예스. 아. 조용. 이쯤 알, 알때 재지 않았어. 야. 어, 어떻게 <laughs> 아니 그 나한테 관심이 없어? 너는 배그 방송 봐? 응. 음. 이런 나 리액션도 잘할 잘할 수 있어. 걸프는 이쁜 척 어.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어. 건데. 구고리를 어? 막 마이크 좀 끌게. 이쁜 척 하는 거라 아는 것 같아. 아나 봐. 아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그게 게임 핸늦은지 <laughs> 이분 머릿속에 치킨밖에 없어. 그냥 끝나고 얘기해주자. 여자라고 생각하고 본데? 나 사실 아, 여자야. 그치? 음. 그럴 줄 알았어. 이걸 속네. 몇, 몇 살이야? 16살. 중딩이다. 아 나이는 진짜야? 나 33살인데. 거짓말하지 마. 33살인데 어떻게 생각해? 16살보다 더안 느껴. 들려? 아 들려 들려 들려 들려? 어아 어, 어 아, 아깝다 아. 한판 더 하면 안돼 엄마 안 왔는데 아직 아니 아니 아니 같은데, 아니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나 사실 혼자 살아 오케이 가자 고고 어? 오? 어? <laughs> 음.